stays Way back a year ago 연어랑 섞였나 보네. 좀 유형 안 좋다. 어? 뭐가? 얘, 얘 성격 별로 안 좋아. 안 좋아? 형 잘 친다. 잘나네. 쟤한 마리 저기 고얘 여기 있어. 꼬 위에 물 나오는데 옆에. 어 엄마 닮았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직, 아직, 아직. 안 찍었다니까. 오케이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물살이 막, 물살이 막. 위- 오. To the system, I don't wanna be a slave. I've been doing shit my way, uh, or the highway. And in the driveway is a 여기가 작은 해가지고 더, 여기 1 0 k g 지 길어. 음. 응. 아니야, 그쪽 가면 저기 서기 운영 운영 가봐. 오, 이거 봐, 저기 뭐 헤엄쳐서 가잖아. 미꾸라지 같아 미꾸라지 미꾸라지 소금 뿌렸을 때 그 느낌 있잖아 오 오. 완전 뭉쳐있는데 하면 별로 재미으니까 그냥 어쩔 때 멀리 당겨버린다 우와. 거미가 터치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어 진짜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? 거미가 안에 들어있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래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